Have a great time. Twist! Please! I'm not you! お前はもう死んでいる 아. 난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겠어. 아이고 맙소사, 우리 는 이제 죽었어.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. 죽여 이 씨발 새끼야 일로. 하지만 꼭 나발의 감전가는. Why you bullying me? <laughs> oh my god! Why did you do that to her? I fucked that bitch up. What? Boy. 막았네. 그래. 아래 마우스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나 시간에. 오늘 다 간다. 오, 아래 것도 발로 네 간식이다.